Thank you. 이거 완전 오랜만이 안 쓰는 그리고 여기 안쪽 좀 시원한 것 같아 밖에 바로 주차장 있는 데랑 왔을 때보다 살도 잘 안경 중간중간 있는 거 하는 오왜 왜?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찍었어 자몽에이드? 없어 어 그럼 뭐 뭐 있어? 네, 그냥 기본적인 카페랑 밀크티 넣고 그린티랑 초코라떼랑 아니면 왜 이리 와? 흥분하지 마. 응? 어디로 가라고? 아닌데? Oh.